이거 마을에서 마을로 텔레포트 하는 건 없어? 와 이거 어느 세월에 걸어가냐 이거 안돼 천멸이야 Are you listening? Damn. よ。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참 아참 아이, 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진짜 몰랐어요 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 아 다시 아, 청소도 넣고 백거 넣고 그 다음에 아, 봉에서 대장 넣고 그리고 나머지 신세그는 10개 신세그는 10개를 넣고 자, 좀 생각 볼까요? 길이 백호 청룡 조작 현무 석상 각각 한 개씩 신수의 은룹 10개 뽑으면서 4개 오오오오 자 됐다 됐다 전직 누를까요 형님들 전직 전직 누를까 <laughs> 다시 한번 200짜리 4개 그리고 신수의 은룹 10개 뽑으면서 4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전직 전직 오 완전체 칭호 획득 드디어 완전체 칭호 어 완전체 칭호 오 떴다 떴다 떴다 신수길이 신수길이 신수길이 떴다 올리고 얘도 올리고 길는 올리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끔 거성장 그 잘안쓸때 이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기 제조? 오 진짜 된다 된다 된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참고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 어 형님들 드디어 고기 고기풀 완성 고기풀 완성 아 진짜 고기풀 완성 상점이 있고 그런 식이 와 우리 방법이 나왔다 아 보너스는요 600 600 615개 아 615개